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아 사랑해. 남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걸 천사병이라고 한다죠. 제 남친은 천사병 말기입니다. 오늘 식당에 갔는데요. 저는 오이를 싫어해서 주문 전에 항상 오이를 빼달라고 하거든요. 어, 제가 오이를 못 먹어서 오이는 좀 빼고 부탁드릴게요. 그냥 먹지. 나오면 자기가 골라서 먹으면 되잖아. 죄송합니다.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거야 지금? 죄송할 게 뭐가 있냐고 오이 꼭 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오이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 있죠. 어? 저 제가 오이 빼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. 자기 진상 같아. 아 그냥 먹을게요. 죄송합니다. 항상 이딴 식입니다. 카페에 가서 주문한 게 안 나와도 언제 나오냐고 못 물어보고 마냥 기다려요. 직원이 계산 실수를 해도 바로 잡지 못하고요. 지하철에서 제가 생리통으로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적이 있어요.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바로 앞에 자리가 났어요. 아 여기 자리 났다. 어 그러네. 저기요 저기요 아주머니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진짜. 아 제가 감사합니다. 여친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남한테 자리를 양보하더라니까요. 천사병을 부리고 싶으면 나한테도 부리던지 타인 한정 천사병 남친 때문에 저만 속 터져요. 이거 못 고치는 병일까요? 매너 있게 대하는 거 좋은지 누가 모르냐고. 근데 내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거부터 챙겨야지. 최악이야 최악.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. 아, 진짜? 형 오늘 그 <laughs>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열을 내는 뭐 너무 많아 진짜. 아, 진짜? 일단 주먹 내려요. 네, 일단 주먹 내려. 사람마다 그 뭐라 해야 되지 매너? 같은 게 음. 이제 다 기준치가 다른 거고 이게 남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이기적인 행동일 음.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이기적이야 난 너무 이해가 가 누가? 뭐 알바생이? 이 남자친구가 이해가 된다고 어, 제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알러지가 있는 뭐 특수한 상황이면 은 화를 내겠지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내가 그냥 뺏어 먹을 수 있잖아 음? 아니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싸우게 될까봐 그러는 거야? 아니면 그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? 분란을 만들기가 싫은 거야 나는. 근데 그 분란을 안 만들려다 더 싸우게 되면 오이를 혹시 죄송한데 빼주실 수 있으세요? 이게 약간 분란을 만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오이를 못 먹어서 오이는 빼고 부탁드릴게요 라고 써있지만 이렇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뭐. 오빠 생각이지 아, 뭐 오이 오이 이리 와봐 뭐 이랬냐고 네 여친이 보낸 사연 같아 아니 아니 <laughs> 오이를 진짜 안 빼줘서 화가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서로 연인의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타인 앞에서 그 자기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자기가 좀 무한하게 만드는 난 이러진 않지 그게 아. 그게 싫다라는 이렇게까진 안해형인상표예 나를 왜 무한하게 하냐고 자기 착한 척 하려고 나를 무한하게 하고 아, 너무 당했어 나는 어. 무한하게 안 하나 올 무한하게는 안해 항상 그런 식이라 니까그 사람들은 아, 어. 쓰레기인 것 같아 아나 쓰레기 왜 이러는 거야? 어, 저 이해가 안 가. 진짜 잘했어. 미친 것 같아. 아, 어, 5위는 내 권리야. 아, 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광분이 되는 거는 이런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못된 사람한테 피해 보는 것보다 더 속 터지는 게 막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게 와 답답함이 그러니까 나는 게다가 왜냐면 억울한 이미지까지 써 진상 그렇지 음. 어. 주문 계산 잘못한 거나 그 마지막 그 지하철에서 오. 어. 그거는 형들 어떻게 생각해? 나는 가격 같은 경우도 그냥 한 천 원, 이천 원 더 나오면 그냥 가요 10만 원, 20만 원이면 그러면 얘기를 하겠지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선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진짜로? 그럼 네. 만약에 엄마가 뭘를 어. 하려 음. 그러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 천 원, 이천 원. 어머님들은 그거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싶잖아. 그래, 아 엄마 그냥 가 이래. 엄마가 싸우지. 그럼 내가 그냥 가, 그냥 가.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. 완전 재벌이시네요. 재벌이야.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좀 싸우지 않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. 자본주의 짱이잖아.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줄 알아? 어? 왜 미, 왜 민주주의까지 나와? 그렇게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<laughs> 민주주의까지 나와 <laughs> 내가 <laughs> 천 원, 이천 원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아우 천 원, 이천 원 가지고 째째하게 구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휘인 씨는 이런 딘딘이 이해가 가세요? 상황 취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도 노약하신 분이 계시거나 하면은 뭐 아, 여자친구가 좀 괜찮아 상태도 괜찮고 서, 로 그러면 그냥 아, 앉으세요 양보하면 아, 그래 우리 좀만 참자 할 수 있는데 네.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음. 어, 그럴 때 이제 대처가 조금 약간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가 네. 있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선의 목적은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거 못 봐. 그 여자친구가 아니었을 때는 이제 본인한테까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음. 이제 그치, 그치. 응, 음, 자기 사람이 맞네. 되니까 또 그게 아닌 모습을 발견. 난내 사람한테도 엄청 잘해. 아 오빠가 이렇다는 건 아니야. 야, 점점 수상하다. 진짜 아니, 이거 네 얘기 아니야? 나 착하잖아. 휘인아 나 착하잖아. <laughs> 착해. 아, 어, 지하철설은 좀 이해가 안 가. 내여자친구 지금 아픈 상황인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.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이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.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야. 이제 술 먹고 지나가고 있었어 여자친구랑.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보고 어 엄카다 엄카 이랬어. 어. 근데 내가 아네 안녕하세요 엄카 형 하고 <laughs>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엄카 아니야! 막, 아 카야! <laughs> 막 여자친구가 막 불같이 막 싸우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나 엄카야 저 엄카예요 막 그냥 가, 어, 괜찮아요 엄카야, 나 엄카야 뭐야. 야 우리 아까 저거 엄카로 계산한 거야 내가 어감이 이상해 <laughs> 그러니까, 아.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런 성격이었어 난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야 아. 성향 차이일 수 어. 있죠. 근데 이제 나의 성향을 이 사람한테 이제 약간 주입시키듯이 뭔가 어. 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는. 맞아. 맞아. 아 귀여워. 참아 참아 참아. 참아요? 어. 아, 좀 진짜 갈게요. 착한 아이 컴플렉스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야 되거든요. 맞아. 남들은 편해야 돼요. 우리 막둥이 같은 경우는 막둥이만 힘들어요. 어씨. 맞아.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<laughs> 막둥이는 지금 오이도 못 뺐죠. 지하철에 앉지도 못했어요. 주문을 제대로 다시 고치지도 못했어요 남친의 욕구만 다 실현됐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막둥이가 착한 아이 증후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또 들기도 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에 막둥이가 자기 생각에 의심을 가질까봐 저는 그게 또 걱정돼요. 그렇지. 아, 내가 진짜 오이 진상인가? 지하철에 이게 앉으려고 하는 게 잘못인 건가? 정작 막둥이 남친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. 자기만족이야, 어, 진짜. 어, 제일 아껴줘야 할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인데 당사자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계속 저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계속 안고 가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 보일 것 같아요. 원래 악마는 천사의 얼굴하고 있지. 아무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고 괜찮은 척해도 다 드러나는 걸 뾰루퉁한 입술 차가운 네 말투에 왜내 맘을 의심해 네가 제일 잘 알면서 미안하던 말이 입에 붙어서 yeah. 예, 또 미안해 슬쩍 말을 꺼내보지만 눈치밥에 채하마 몸살 말라 그래 오늘은 이래저래 늦었어 y e a h 쓸데없이 핑계만 늘어놓고선 y 예. yeah. 날 안아줘 my baby 내가 바바바바바서 내 맘은 바바바서 너봐 첫 댓글 클릭하셔서 시즌 앱에서 한 회차 먼저 만나보세요. 요것도 요것도